나를 흔들려는 비바람 같은 맘이 어지러운 밤이 위태로운 순간 나를 변화시킬 맘의 조각들이 날가로울 테니 기억 속에 맴돈 오랜 노래처럼 잊지 않을 모든 막히는 feeling에 주저없이 내줄 너의 그 손길이 일으켜낸 햇살이 내 맘속에 가득해 요란스러운 삶 두려울 거 없어 기억해 unbreakable 나의 모든 자 깊이 소중히 지킬 your voice 변하지 않아 last forever timeless 네 맘속에 깊이 닿을 널 위해 노래할 my voice 변하지 않아 last forever timeless oh. Uh-huh. timeless we are timeless I really I really wanna last forever never last forever